This is really nice, we have a really good view. Okay, so you're here and then you have the bathroom just here with the bathroom. There is a TV and look at this view! and about the bed so i have the small one because like i have to take class every morning so i need the desk next next to me and kim have the really big one this would be nice oh, <gasps> i can imagine you like rolling in your bed yeah i will hello hello are you happy to be in in did you yes and you are you happy I am. Du bin Gigi. I am happy. Good. Who wants lobster for room service? Me. you pay. No. 뜨거울 때 요거 지금 나는 맛있어요. 네. hi guys so today we are january 5 and it's my birthday um, that's why actually we are in jeju because like every time i'm in korea for my birthday i like to travel um, five five years ago it was in soraksan and uh, today is in jeju yay, yay! happy birthday to you okay <laughs> so now we are back from the breakfast in our hotel room and uh, actually i have class in the morning because like we are wednesday i have class wednesday thursday and friday morning and in the afternoon we are going to visit some part of jeju so right now i have to take class for four hour i closed the curtain but there's a nice view behind me. It's my break time and while I'm studying Korean, Kim is studying Thailand. Thai. Thai. <laughs> Teguko. just behind Let's go. Can I have a cup of tea, please? No. Nice! <laughs> Hi, Leonardo. It's my friend. He likes to play violin. Hi! Hi! That's so cool! I like it! It's so cute and funny. Yes. My eyes on infection is awful, but actually, like I really love to explore and everything, but why? Is it raining for my birthday? And it's freaking cold! Cold! Why? But it's beautiful. It's nature. So yeah, the... Uh, wait, what do I want to say actually? <laughs> I don't know. And now we are heading to, back to jeju to... Uh, what are we gonna do there? Maybe yeah. go to Starbucks or going back to the hotel and then go out again. And then we will go eat some samgyeopsal. 안녕하세요. 안녕. 여긴 뭐 여기. 마지막으로 유튜브 언제 올렸다고요? 18 1이었어. 발음주의. 18일. 어? 뭐라고? 18? 18 18 게임을 해보겠습니다 이거 알지 이거 이거 번호 맞추기 알지 네 제가 봤어요 자 0에서 50까지입니다 20 25 25 다운 13 13 다운 7,000 원? 3, 3, 어. 3. 마지막에 7 아, 5, 5, 어. 6, 6, 6, 6, 정답! 원샷? 원샷. 계속 마셔야지. <laughs> 다음. 두 번째 게임. 갈게요, 제가 먼저. 아, 키라. 와, 미쳤다, 진짜. 타이밍이 와, 힙, 힙. 와, 진짜 오, 어디 갔어? 잘 가세요. 잘 가. 자, 여기까지 한국 술 게임이었습니다. 였습니다. 로이 너무 까매. 어. <laughs> 로이 그냥 까매 지금. <laughs> 안녕. 자, 안녕. 안녕. 어떻게 가? 택시 타고 가야지. 자, 로이의 생일을 즐기러 갑시다. 우히. 너무 시끄러워. 난 맛있는데? 어, 맛있어. 별로야? 별로야? 아니면 다른 거 다른 거 시키고 우리 먹을 게 아니나 괜찮아. 큰일 났다.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to you. 사랑해. 봅시다. 괜찮겠지? 어때? 티거야. 어. 아, 로이가 좋아하는 티거 케이크로 사왔어. 어. 근데 물고기처럼 <laughs> 생겼어. <laughs> 물고기처럼? 아 맞네. 예! 하나 아, 둘 셋. 아, 로이. 선물이야. 우와. 너무 급하게 준비해가지고. 킴왜 선물 없어? Happy birthday 아니고 Happy New Year. 왕창. 어? 어때? 귀엽지? 귀여워. 아니 너 안 보여. 아, <laughs> 와, 이 진짜 오로라. 예쁜데? 예쁘지? 어, 홀로그램이야. 와. 자, 선글라스도 로이 거야. 오 예. 해피 뉴 이어. 해피 버스데이 아니고 해피 뉴 이어. 아 이렇게 밝게 쳤어 <laughs> 어? 아프겠다 <laughs> 자연스러웠어 좋아 <laughs> 아 그냥 자르세요 안녕 네. 오! 어? 야. 아니 사과 왜 이렇고 어, 미안 미안 미안 이렇게 이렇게 음. 오케이 끝 on your side to be light When the dark is strong and you can not hold on Just